3월 13일 선우의 영상이기 오늘은 일본 비비 화보 촬영을 한 날이다 음, 어, 일단 오늘은 굉장히 화보 촬영 오랜만에 한 날이기 때문에 컬러 무스를 발라가지고 조금 검게 머리도 해보고 조금 음, 좀 그렇게 화보 촬영을 해봤는데 확실히 오랜만에 한 촬영이다 보니까 조금 음 뭔가 좀, 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좀 촬영장도 되게 좀 뭔가 낯선 기분이 조금 있기도 했고 음 살짝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요, 오늘 촬영했을 때는 조금 신기했던 게 그 엄청 블록걸 그런 걸로 촬영을 해가지고 달 엄청 찍막 완전 이렇게 보이거나 다리가 엄청 이렇게 보이거나 막 얼굴도 이렇게 보이거나 막 엄청 길게 막 보일 게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좀 이쁘게 나올까 이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촬영할 때는 조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음 막상 촬영했을 때는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막 일본 인터뷰도 하고 뭐 단체작도 찍고 개인 뭐 유닛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었던 촬영 씬이 있었는데 그 촬영할 때 조금 막 팔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협소한 공간에서 또 찍다 보니까 그에 맞게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막 해보고 막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어 또 오랜만에 촬영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해서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계속 찍다 보니까 되게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촬영한 거는 다 만족을 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게 원래는 엄청 어두운 색깔이었는데 방금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머리가 되게 엄청 이쁘죠? <laughs> 오색 찬란한 진짜 몇 가지 색깔이 있는 거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뭐, 일곱. 뭐 엄청 많은 색깔이 있는데, 아무튼. 네. 오늘은 이런 하루를 보냈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제가 느낀 교훈 같은 게 있는데, 확실히, 어, 사람은 도전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, 뭔가 스트레스를 되게 막 받거나 막 엄청 뭐라 해야 되지 좀 음,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계속 참지만 참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. 이거는 제 오늘 꿀팁으로 물론 평소에도 알고 있, 알고 있었지만 좀 꿀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엔진 여러분들도 좋은 오구 엔진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오늘도 선우의 영상이기를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. 안녕. 오늘 영상이긴 여기까지. 아 맞다. 오늘 그리고 헤어 커트도 했어요. 컷 컷. 안녕.